아, 근데 누가 먹었겠다 아! 아! 잡았다! <laughs> 새끼 왜 여기 어 먹고 있었나봐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유튜브에서 잘하던데 진짜인가요? 저, 저, 저 전판도 치킨 먹었어요 이런 데 갈까? 차도 있고 아이템도 있는 곳 첩보금 먹으면 300개 나 저거 노리고 가는 거다 지금 차 있는 곳으로 어? 너 멀다 아파트에 두명 학교에 세명 어, 아, 차가 없어 차가 없어 난 왜 여기 무조건 차가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? 내려오다 차 본 사람 없다고? 시청자들 하는 일이 뭐야 <laughs> 차를 봤어야 될 거냐 어 이거 가야돼 가야돼 모자만 모자만 주워서 다리 쪽 보라고? 어 차가 있어 글리 왜 이제 이게? 운전에 집중해야 돼 뒤집으면 보급도 300개도 없어 어, 내리막길 어! 아 너무 소리 너무 크게 들었나 폴리 비행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어, 뭐,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. 가자, 같은 동선으로 가자. 새끼 밀배로 가고 있어. <laughs> 따라가. 아, 속도를 내. 어, 너무 멀다. 저 300개. 헉, 볼로기. 어, 볼로기. 어, 스모스. 어, 아, 치킨 먹으면 300개로 준다 아, 속도 올려, 속도 올려. 시프트! 시프트! 시프트! 어딨어 해안가 먼저 가볼까? 조졌노 없어 아 400개 음 없어 잘못 알려줬어 아난 보고만 믿고 farming도 안 했는데 어 찾았어 찾았어 <laughs> 찾았어 아 근데 누가 먹었겠다 먹었나봐 먹은 거다 이거 이정은 먹었다고 쳐줘야 한다 애따 애따 애따비 아닌데 뭐야 애따 어딨어 애따 어디 갔어 왜 엠, 엠, 뭐지?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애따 어디다 숨겨놨어 애따 어딨어 어디서 먹고 와가지고 탭을 열고 움직이면 아 총을 야 너가 안 쓸 거라도 아 그냥 사라진 건가? 뭐하는 애야 내가 얘라면서 어디다 숨기냐면 여기다 숨길 거면은 숨길 거 작자하면 저 안에 숨겼겠지? 어! 풀파츠! <laughs> 왜 그랬을까? 어! 앞에 다시야! 저기 사람 있겠다! 오른쪽 벽이 내가 오늘 배운 그걸 시전할 때다 오 같이 터질 뻔 나도 집 하나를 먹어야겠군 이 집에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카메라맨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 머리 위에 달군 거아냐 궁금하니까 어 진짜 <laughs> 오지마 아프지? 잘하는 누나다 헉, 또 애따비는 총알만 챙겨봐야지손기도못 챙겨가고 나쁘지 않아 음, 난 이런 집이 좋아. 한 입만? 13명. 무서워. 지금 기기는 늦은 것 같아서? 쟤좀 고수 냄새가 나는데? 아니네. 칼에 쏘고 싶지가 않은데 까불어 누나 잘 쏘는 누나야 이건 계획이 없었다 해우소 관련된 해우소 있네 아 또 갈걸 뒤에 있었네 이거 절대 못 이겨 와 이걸 참았네 아헤어져갔음 살았네 아, 아깝다 구독? <laughs> 내가 찾아 헤맬 때 근데 왜 다시 왔지 보급에? 혼자 파밍 안 했어 아까 싸웠어 한 번 싸웠어 달아있잖아요 한번 싸우고 나서 갑자기 애답을 풀파츠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 M24를 숨겨야겠다 해서 일단 애답을 여기 갖다 놓고 M24를 가져와서 숨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소리가 저 <laughs>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기지? 내 아이디 뒤에 붙어있는 표정 이거 보면서 오는 것 같아 괜찮아 저 친구는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까꿍해주면 될 거야 지금이야 어? 这。